여유증 여유증은 창피하거나 숨겨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적합한 개선 방안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레아트 성형과 최평림 원장입니다 원장님 요즘에 남성분들 사이에서 흔하게 오고 가는 이슈가 뭔지 아시나요? 어, 뭐, 뭘까? 그게 뭔데? 우연히 카페에서 봤는데 여유증이 고민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 여유증 여성용 유방증을 얘기하는 것 같고 남몰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맞아요. 그 고민들이 꽤 많더라고요. 먼저 여유증의 원인이 뭔지가 정말 궁금해요. 먼저 여유증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유선이 조금 발달해서 가슴 볼륨이 좀 커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또 가슴 주변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 볼륨이 증가하게 되고 뭐이 또한 여유증의 원인이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사춘기 시기에 발생한 여유증이라면 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발생되거나 증상이 지속된다면 유선조직 제거술이나 가슴지방 흡입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 여유증을 진단하는 단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유증은 크게 지방량, 공구탐의 정도, 가슴 처짐의 정도, 유선 조직에 따라서 사이먼 분류법으로 간소화하여 4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유방피대 정도가 유륜 이내에 국한된 경우에요. 피부가 남는 부분이 없이 유방의 크기가 약간 커져 있는 상태를 1단계로 봐요. 두 번째 중에 A 단계에는 피부 처짐은 없지만 유선 조직이 증식되어 유방이 도드라지게 비대해져 가슴이 돌출된 경우에요. 두 번째 B 단계는 유방 확대와 함께 유선 하주름이 보이고 피부에 처짐이 발생한 경우고 3단계는 유선 조직이 발달하여 가슴이 튀어나온 것과 동시에 유두가 아래쪽을 향하는 유방 하수가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분류를 했으면 2차 분류로 가성여유증과 진성여유증으로 나뉘어요. 가성여유증은 가슴이 완만하게 볼륨만 증가되어 만져지는 유선이 적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반면에 진성여유증은 가성여유증에 비해 가슴이 봉긋하고 유륜 부위가 돌출이 되어 있거나 유두와 유륜이 비대한 경우 혹은 양쪽 가슴 크기가 많이 차이나는 경우를 말해요. 아, 단계별로 구분이 되는 거였군요. 혹시 집에서 셀프로 체크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그럼요 아무래도 의학적인 편은 일반인이 보기에 본인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셀프로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본인이 직접 만져보는 방법이 있어요 유륜 부위 근처를 만졌을 때 고무 같은 질감으로 좀 딱딱하게 알갱이가 만져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유선 조직이 증식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복부나 엉덩이 같은 지방이 많은 부위에 해당되는 질감과 비슷한 경우라면 지방이 쌓여서 지방이 커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케이스라면 지방 흡입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셀프로 진단을 해봤을 때 애매하거나 아니면 여유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직접 내원하셔서 초음파를 통해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럼 원장님, 노유증은 핫코어 운동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도 있을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말했던 진성 여유증의 경우와 가성 여유증 즉 어떤 형태의 여유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진성 여유증이라면 유선 조직이 이미 발달해 있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증상이 좋아지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유선 조직 주변이 부각되어서 외관상으로 보기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가성 여유증이라면 지방세포가 같이 줄어들므로써 운동을 통해 어느 정도 부피 감소를 통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을 의료진과 상의를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저희 병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수술이 진행되나요? 여유증의 단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초음파를 통해 정밀 진단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흉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겨드랑이 안쪽 3mm 최소 절개를 통해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부위 흉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선 제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유선 제거와 지방 흡입을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이요? 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가슴 볼륨은 발달된 유선만을 절제하게 되면 유두 부분만 패여 보일 수 있겠죠? 반대로 지방 흡입으로 가슴의 볼륨만 줄인다면 유륜, 유두 부분이 오히려 더 부각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증 정도와 body balance에 맞추어 유선 절제술과 지방 흡입술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수술 시간 자체는 그렇게 긴 편은 아니고요 4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유증은 많은 분들이 비밀스럽게 가지고 있는 고민 중 하나인데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여유증은 창피하거나 숨겨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질환이고 충분히 수술로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랍니다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초음파 진단과 유선 조직의 발달 정도 그리고 지방 분포 등을 확인해서 적합한 개선 방안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레아트성형외과 최평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